나도 킨, 난 퀸도 좋아해. 근데 이거? 오빠, 포카치? 별로야? 나랑 그때 이걸 사서.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냐? 그거, 어, 그래. take you guys there. <laughs> 이거 보면 응, 응답하라 생각나네 누나 진짜 전, 전부때가 너무 못생겼어 오빠 이거 봐 이쁘다 신기해 이거 뭐야? 우체통이야? Может. 우와 진짜 빨라 오 우와 진짜 빨라 만 천이 아깝다 우와 어 내려오면 올라가야 되잖아 작업실 같은데? 대박인데? 음. 뭐 들어수 있어? 몰라 그림 그리기 좋을 것 같은데 아기 들어갈 타 문 닫은 것 같은데? 숲속 쉼터 예쁘 생겼는데? 저기요 빨리 오시라고요 인터뷰 어, 뒤에 봐 이쁘다 몰라 내가 왜 이렇게 많아 오빠 여기 앉는 곳인가 봐 어, <coughs> 쉬어야 돼 지쳤어? 쉬어야 돼. 쉬어야 된다고. 와. 근데 저기 정상 아니잖아. thank mm -hmm. you 아유 어머님 운동하시나 봐요 Thank you. 무엇